아이고 잘 먹어요 만두 우리 만두 쭈르가 어, 약이 떨어져도 니는 지가 쭈 먹긴 쭈 먹는다마는 약만 떨어뜨리면 안 먹는다 쭈르 냄새가 나니까 먹지 아이고 잘 먹어요 우리 만두 아이고 잘 먹었어요 착해요 엄마 좀 줄게요 you 아이고 잘 먹어요 만두 우리 만두 줄을 어, 약이 떨어져도 그냥 지가 쭉 먹긴 쭉 먹는다마는 약만 떨어뜨리면 안 먹는다 쭈기 냄새가 나니까 먹지 아이고 잘 먹어요 우리 만두 아이고 잘 먹었어요 착해요 엄마 좀 줄게요 음 잘 먹었어요 됐어요 우리 닭사님 좀